내 손에 내 오른손과 왼손에는 흑염룡이 봉인되어 있어요. 나에게 키보드 워리어즈를 시작하면 나의 키보드도 따라서 불타게 돼. 나의 흑염룡이 미쳐 날뛰게 돼. 여러분 이제 이래봐도 제가 진짜 한때 날리던 키보드 워리어였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싸움 걸면 안 돼요. 아마 내가 이 방송에서 멘트 치는 것도 내 머릿속에 타자기가 있고 그 타자기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형태면은 훨씬 재밌고 <laughs> 아, 귀찮은 방송이 됐을 것 같은데 <laughs> 자 가겠습니다 이번 판도 정글이야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빠르죠 나의 빛다는 속도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안을 위해 일렙삼 질듯 minion 생성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베 싸움에 소라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소라카가 1레벨 때힐 배우면 오히려 오히려 세요. 싸울만 해지는데 정글일 때는 어 1레벨 때 Q를 찍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서 예. 나도 정글링 돌아야지 진짜 내 죽, 내가 어, 어 진짜 우리 인베 싸움 무조건 이기니까 갑시다 했을 땐 W 찍겠지만 어 이런 애매한 상황이면 그냥 Q 찍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무무가 들어온 뒤에 들어오겠지.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오케이. 자, 선불할게요. 야, 어그로, 어그로 핑퐁 엄청 잘했어. 피 하나도 안 달았어. 자 bot을 갈까 mid로 갈까 우선 mid 한번 아까 아까는 계속 top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그뭐 jungling보다도 그냥 top 가느라고 시간 다 허비했는데 지금은 쉔이 잘해주고 있네요 할 필요가 없겠어 미드 힐한 번 더 주고 쉔 반피 내가 지금 역갱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단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bot은 내가 당장 갈 수 없고요 어, 일단은 초반에 top mid 위주로 가줄게요 아, 네. 특히 mid. 어 mid. 예, 아리가 계속 열심히 짤을 넣어가지고 제 아무리 판테라지만 원저당할 위험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닭강정 알바님 어서오세요 어배고파지 아이디야 마음에 드는군요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참 애들이 착해. 내 레드를 안 건드네. 아, 나의 고맙지. 판테님, 판테님 그거 왜요? 왜 들어가요? 오야 잠깐 이거 오히려 땄어? 이야 어, 왜 들어가셨나 싶었는데 REP가 없었구나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어 안돼 안돼 당했습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볶아줄 걸 그랬다 별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트론들이 역시 좋긴 좋네요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 미안하지만 내 네, 지금 보슬 이것만 먹고 가줄게요 전투를 끝났습다 봄이 곧집간것 같아. 철학과 정글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이게 첫 템으로 요 사냥꾼의 부적을 가니까 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피 관리가 잘 돼. 가슴속에 미움이 가득하군요. 자 판테온 궁썼쪽 들어갑니다 오. 우리 슈니 그냥 빼, 빼요 빼요 프라카 정글입니다 정글 판테온이 지금 탑에 로밍 가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제가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별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트린 궁이 트린 궁씀? 만물의 균형이 이다랍니다. 그러면 싸면 짐. 지금 싸우면 져요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우아하게 자 블루젠입니다 라인 먹고 보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아무무 우리 레드 쪽어 쉔 조심 아이고 본님들 그만 죽으셔야 되는데 한테 피가 없네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시비르님 더 이상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간다 총 간다 매 네, 네, 네,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지능각이었다니까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시비르 지금 아마 들어갔으면 졌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졌어요 진짜 나 궁도 빠졌고 도움을 드릴게요 궁 60이야. 어우, 야, 최, 최 위험? 레드만 먹고 갈게. 저들의 생명을 박탈. 마음의 균형이 이다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야 이거 우리 시비르가 안 크면은 딜을 넣을 만한 애가 판테밖에 없는데 이거 판테님도 지금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니라, 아니라서 아까 뭐 알이 펍을 딴건 좋긴 한데 지금 그 이후, 이후로는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추가 득점을 계속 내야 되거든 근데 좀 힘들어 도움 드릴게요 어, 룬메로 아직 소라카, 정글 소라카 안 해봤는데. 음, 그러면은, 음. 이반, 이판 끝나고 한번 노말에서 돌려볼까요? 룸메 아리로? 오늘 또 주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게임 하실 수 있죠 지금? 별들의 부이 들리는군요. 시청자분들 모시 모셔서 한번 노말로 한번 해볼까? 적을 죽여야 할 길이에요. 아이씨. 자, 이거 잡아요. 쌀 중이야, 나 이거. 얘네 두꺼비 뺏긴 거 알아요? 이주궁. 아리가 아마 올 거예요. 어 잠깐 탑 있나요? 어 다행이다 어 내가 먹은 줄 알았네 개발자가 소라카를 이렇게 만들 이렇게 쓰지 말라고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소라카를 하도 top이랑 mid로 쓰다 보니까 그게 빡쳐가지고 리메이크를 시켰는데 전 그래도 합니다 <laughs> 우리는 언제나 차,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도 그런 거예요 난 언제나 정글을 할 것입니다 언제나 <laughs> 그래왔듯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근데 이거 우리 이대로 smooth하게 진행되면 져요 제가 갈 길이에요 이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스코어가 하나 더 앞서고 있는데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유리한 거 같아요 아, 쉣. 내가 피가 너무 없는데 내가 너무 무리했다. 인정할게. 아, 이거 쉔 죽겠는데? 나를 파괴했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 nice. 별들의 구이 아무무 딸핀데 아쉽다. 아무무 딱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는 각이었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아하게 붕어빵딱 하나 사서 도움을 드릴게요. 궁 10초 어, 용젠인데 아, 천용을 상대가 가져갔어.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자, 아무무 여기요. 내리소서. 판테온 판테온 nice! 대박 구 대박 야 대박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triple 포 quad 가자 쿼드락 쿼드락 쿼드락 꽝그렇치 nice <laughs> penta 주제 양심 있어 그렇지 <laughs> 이거지. 음, 야, 좋았어. <laughs> 야, 펜타킬! 내 방송 최초로 펜타킬 나왔어, 이번 시즌. 아, 나는 아니지만 <laughs> 어쨌건 우리 팀이 펜타킬 먹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게 갈 길이에요. 와 근데 진짜 팬, 그 방금 판테 궁이 대박으로 들어갔어요 아 물론 아군이 계속 시간을 잘 끌어주기도 했는데 와그 위치가 예술이었네 그쵸 펜타일은 맨날 합니다 판테온이 무지막지하게 크고 있어서 아까 저희가 중반 가면 힘들다 했는데 갑자기 또 어, 바뀌고 오야 nice. 이번에도 내 선 워머고 간다 가야겠다 와 진짜 아리님 스키샷 길이네요 아이 강자의 여유 하지만 하지만 안돼요 판테오님이 먼저 끊기고 시작해 우리 deal이 없어 판테오님 조심해야 됩니다 길이에요. 자, 트런드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가 좀 부족하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조심. 할게요. 우아하게. 들어가, 들어가. 애매한데 이거. 아, 이거 11호 없어요. 11호 없어요.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어 지금 트린다미어가 생각보다 세네.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트린이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어,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45초 우리 바로만 안 뺏기고 운영하면 돼 힘, 힘 격차가 많이 나고 평온히 잠드세요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용 20초 한 세월 걸린다 진짜 바위계가 드래곤만 해. 내, 내 입장에서. 잡아줘요. 네, 용체력 720, 720, 720. 제가 피한 곳이 트린을 어디죠? 먼저 끊고 운영하는 게 어때요? 쟤 너무 성가심 우아하게 레벨 이런만 하자 이런만 하자 그러면은 딱 좋았어 도움을 드릴게요 원목을 떴어요 저 신발도 포기하고 원목을 간 보람이 드디어 생깁니다 신발 가야겠죠? 너무 느리다 이제 우아하게 계속 쉐님은 보 압박해주시고 저희 나머지 4명이서 탑한 가보죠 제작 필요한 곳이 어디죠? 저희가 지금 바로 노길들이 안 나와서 바로 싸우지 말고 그냥 그냥 그냥 싸움 위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별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내가 판테 옆에 있어야겠다. 역시 판테가 지금 deal이 제일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워모그의 단점이 뭐냐 이게 전투 중일 때는 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 이 워모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내가 뒤에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바론 하, try 할 때는 맞을 수밖에 음, 없단 말이에요 음, 워모그가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예, 바론 하는 것보다는 대치전 싸움 그러니까 상대가 포킹하는 거 내가 조금씩 다시 회복하고 이런 구도가 제일 좋지 우리가 먼저 뭔가를 막 시도하고 이거는 좀 상대는 판테온 어떻게든 제압길 달라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구만 短着 템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싸우면 안 돼. 판테 있어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전사 출현. 별들의 소리 들리는군요. 자, 블루도 젠 됐고요. 욕 먹고 블루 드세요. 드릴게요. 우리 팀 판테가 잘 크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이 되는 게 판테가 혹시라도 제압길 주고 먼저 이렇게 잘리기 시작하면 잘리고 시작하면은 우리 진짜 바로 집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고 어 야, 나도 가요 나도 가요 판테 조심 우 오오 뭐죠? 그렇죠. 피지 시비를 공쳤어요. 아이고 야 이거 내가 궁을 늦게 썼다 아 근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 정말로 도움을 드릴게요 모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대박궁 대박궁 노스마요, 노스마. 녹이셔야 됩니다. 됐다. 가자, 미드 한번, 미드 억제기. 억제기 압박하자. 쉔, 쉔 다른 어, 보탑 아무나 가세요. 열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방금 바둑은 정말 예술로 들어갔어 그죠? 만물의 균형이 있다는다.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됐다 됐다 야 대박이요 대박 아이고 아 트윈 진짜 달라 아 트윈 내가 지금 내, 내 템으로는 커버가 야 판테온이 더 세요 그렇지 샷 억제기고 아니 여기서 끝나겠다 게임 끝나겠다 끝났다 와 <laughs> 아, 이거 진짜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여러모로 와 재밌었어요 유후 야. 어, 이번 판 정말 재밌, 재밌었는데? 야. 야수했음 졌음 <laughs> 과학 역시 과학 맞아요. 야수 했으면 졌을 것 같아. 쉐넬 했으니까 이겼어. 아, 야수가 아, 그래, 그래. 아무튼. 자, 우리 팀, 예, 판테온이 20kill 했어요. 랭크 게임에서 20kill을 했어요. 판, 플래티넘 2단계 게임에서. 와, 진짜 잘한 거야, 이건. 미친듯이 잘한 거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죽고 있지? 판테온 잡았는데? 아, 물론, 저랑 바드랑 쉔이랑 계속 이제 판테온 못 죽이게 방해는 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어 이거 진짜 이건 놀라운 거야 와자 이거 한번 heal량, 아니 deal량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판테온이 당연히 1인데 얼마나 넣은지 궁금해요 판테온이 이렇게 hard carry한 게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전 deal량이 예상이 안 가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와 35,800 판테온으로 35,800을 넣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 대단한 거예요. 암살자 형챔프 그도 판테온 같은 경우는 이게 한타 때 이제 궁딜을 광역딜을 넣으려면 궁딜 노래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각이 안 나와요. 갱플은 그냥 멀리서 쏘지만 판테온 자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갱자, 갱, 각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까 그 판, 그 펜타키라던 그 장면에서 군각이 제대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궁 대박 터뜨리고 펜타키까지 먹으면서 거기서 갑자기 훅 컸죠. 그리고 이제 판테온이 계속 이제 오더 내리면서 저희가 팀원들이 어, 그 오더 잘 따라주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어, 무난히 이겼어요. 야 대단합니다 이거. 그, 그 와중에 또 저렇게 딜 많이 넣은 트린도 좀 대단해요. 이번 판은 어, 예, 아무무가 생각보다 활약을 못했어. 뭔가 이렇게 아무무가 궁이 들어가면서 환상적인 이니시가 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게 한번 그 예를 들어 판테온을 그런 식으로 먼저 끊고 시작한다 뭐 그런 식의 좀 그림이 나왔으면은 게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우리가 계속 판테온을 판테온 스스로도 잘 살았고 우리가 계속 판테온을 살려주기도 했고 예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아 좋았습니다 자 힐량은 얼마쯤 나올까요 어 힐량은 제 생각엔 판테온보다 높진 않을 것 같고 아마 한 3만 3천 예상합니다. 자, 저보다 무당이 나오실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어... 자, 일단 0417이죠. 그리고 어, 초반에 주문력템이 별로 안 나왔어요. 선 워머부터 가느라고 그냥 탱부터 가느라고 아마 실력이 높진 않을 거예요. 2.7! 좋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 2.7, 3.3 누가 이길지 하나 둘셋 뿅! 오야! 소라카님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 어이고 <laughs> 내가 죄인이야 소라카를 과소평가한 내가 죄인이야 와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야이 소라카를 몇점 파나 나도 논란이 소라카의 heal량. 역시 소라카의 재미란 이런 거죠 자38,000 야 판테온보다 많이 나왔네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캐릭터를 완전해 <laughs> 아 맞아요 내 초반에 초반부터 소라카 피 지금 막 10, 20 될 때까지 heal 주고 다녔어 예뭐 그렇게 좀 이게 게임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실